하이라이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 Too Faced 제품인데 이건 원래도 유명한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크롤티 프리라서 더 추천하고 싶은 템입니다. 이거랑 비슷한 거는 이제 Glossier highlighter인데 balm 같은 제형이에요. 이것도 바르면은 되게 맑은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좋아요. 웻 메이크업 할 때, 듀이 메이크업 할때